시진핑이 3연속 주석을 위해 하는 것 지리자동차 직원 1만 명에게 1억 6,700만 주 나눔 알리바바, 핀둬둬, 텐센트, 메이퇀, 바이트댄스, 샤오미 총합 30조 원 헌납 부동산 투자 단속 중국 기업 해외 증시 상장 단속 알리바바 3조 원 벌금 스타트업 보안 검사 연예계 팬덤 관리 국영 기업 서버 건립 금지 배우 중국 귀화 요청 개헌 중국 셧다운제 VPN 금지 사교육 삭제 시진핑 사상 필수 교육 과정 투입 등